miss you got caught it baby 달콤해진 것 좀봐 Because of you girl 나야 매일이 소란스러워지잖아 Got me so got me so got me so got me so got me so 점점 보여 love 미쳐버리기 전에 I'm so good Come on over you yeah. Come to me I can say come to me 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붕투니 나와 함께 해줄리가 필요해 난 너를 픽해 마지막을 보고 싶어 과정 skip해. 내마음을 그려줄 피카소가 필요해 난 지금 필요해 너 나의 팅커벨 영원히 간직할게 머릿속 필름에 하늘의 피라맨 Come on over you, you. 나를 완성시켜줘 baby My baby, my baby Come on closer you 달콤히 녹아들 때 위로 보는 makeup perfect love scene I got the mood tonight 나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서 Alright 내게 속삭여줘 달콤해 Walk on the moon tonight 모든 중력 따윈 무시한 채 groove Alright 나를 녹여 달콤해 Floating in your universe where there's no gravity Call me with your sweetest love 나를 완성시켜줘 You make me complete Sugar call me baby Not like a fool